거지 야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이게 아니지. 그 수면이거든요. 취했나봐 너에게. 하나 둘. 아야 장재희 너 진짜 못 떤다. 여기 안정감이 있네. 괜찮아? 못하겠어요.